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약속했던 리브레 2 후기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14일 동안 리브레를 쓰면서 정말 놀랐는데요 그 이유는 리브레 2의 정확성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리브레 1을 쓸 때는 손 혈당값이랑 한 50 정도까지 차이가 많이 나서 사실 쓰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디아박스라는 어플을 따로 사용해서 그 어플을 통해서 보정도 하고 혈당을 확인했었답니다 그런데 어, 리브레 2는 정말 놀랍게도 정확성이 아주 높아졌어요. 해당값을 비교한 사진들을 같이 보시겠습니다. 네,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혈당값이 10 내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정말 리브레2 만족하면서 썼습니다. 차이가 한 10 정도밖에 안 나가지고 정말 2주 동안 리브레를 믿고 썼었어요. 그리고 또 좋은 추가 기능은 다들 아시다시피 알람 기능이 추가됐는데요. 저는 사실 저혈당보다는 고혈당이 많이 와가지고 어, 제 혈당 관리를 하기가 수월했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은 리브레 3 그리고 덱스콤 6까지 써보는 후기 영상도 올릴 테니까 많은 기대해주시고 어,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!